네 여러분 지금은 이번에 그리운 밤 활동 마지막 주의 뮤직뱅크인데요 저희가 새롭게 준비한 게 있어요 이제 엔딩 포즈를 새로 바꿨거든요 이제 뮤뱅, 음중, 인가 3개 남았는데 3개 다 다르게 엔딩 포즈를 다른 걸로 짰어요 그거 아마 확인해 보시는 재미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한번 빅톤니들의 막주 보러 가실까요? 틀린 것 같아 오늘 그래도 엔딩이 귀여워서 좋아요 아 오늘 엔딩 나야 아 부담돼 부담돼요 저 이렇게 관심 받는 거 부담스럽단 말이에요 형 나 관심 받는 거 부담스러운데 어떻게 넌할수 있어 I can do it 어. 나 잠깐 고양이라 생각해. 고양이? 아, 목소뭐 별거 없겠습니다. 저희가 그러니까 원래 하트를 하려다가 그 하트는 너무 식상해서 글자는 포즈를 해가지고 어, 금토는 어, 어. 이 포즈로 하고 인가에서는 이 포즈로 해요 아, 달라요 저희가 이번에는 그래서 좀 뭔가 색다르게 보여드리자 그리고 또 틀리지 말자 전에 또 틀려가지고 요거는 승식이 형이 강댕댕이 의사였습니다 아니요 그거 한세한 거예요 한세래요 한세였대요 그래서 어제 그거 보고 어제 맞추고 왔었습니다 어제 그리운 밤 자꾸나 근데 왜 몸까지 빨개지는 거 아예 음이 너무 높아. 깜짝 놀랐네. 아 이제 카메라 올라갔다며. 네. 그냥 올라가서 바로 갈라고 아, 아, 이렇게 바로 가게. 이렇게 <laughs> 또 바쁘신 와중에 또 이렇게 저희 대기실에 그러니까 라디오밖에 없는데. 같이 아. <laughs> 갑자기 저희 대기실 오셔, 와주셔가지고 크리스피 도넛 이렇게 그지 음, 보이는 우리 동네 따뜻한 햇살 은지 누나 With big t and G's 음. Yeah Yeah Yeah Yeah got the s h right here 은지, 은지 누나가 저희 모니터링도 해주고 갔다 와요 Do you want it? 아. 어 덥다 꿀맛 그토록 꿀맛이니까 다이어트를 해야 되지만 어, 다이어트 은지 선배님의 성의를 저는, 저는 절대 거절할 수가 없어요 날이야 날이야 너를 부르던 그만 보며 웃어주던 행복했던 그날 앨리스 앨리스 네가 너무 그리워 오늘 산옥이 아니라서 오늘 많이 못 들어오신다고 얘기 들었는데 보고 싶다 보고 싶다 보고 싶다 널 사랑해줘요 내가 사랑하는 그녀를 걸음이 느리 내가 먼저 가지 못해서 내 자리를 뺏긴 아픈 사랑을 아, 바람이 지나면 우리 또다시 헤어져야 하는데 이게 곧 가야 될 것 같아요 아, 네가 더 그리 가자 야 막주 가자 막주 빨리 막주 때리고 빨 이동해 이동해 이동해 여러분 이제 저희 생방이 얼마 안 남았어요 지금 마이크랑 인형까지 다 차가지고 곧 무대로 뛰어갈 예정입니다 여러분 꼭 지켜봐주세요 알았죠? 알았죠? 뮤직뱅크 끝! 끝! 와 아, 막방이다! 끝났다! 고생했습니다. 고생. 막방 아, 뮤직뱅크 막방. 저희가 깜짝 이벤트로 준비한 막방 포즈 어떠셨나요 여러분? 소리 질러! 굉장히 핫했다고 이미 소문이 자자한데요 어, 빨리 깔아입어 빨리 저희가 깜짝 이벤트로 준비한 이벤트 어, 굉장히 좋아해 주셨으면 좋겠고 저희가 또 아직 남은 음악방송 더 멋진 이벤트 준비했습니다 기대해주세요 사랑스럽고 러블리하게 했으니까요 지켜봐주세요 음중에서 만나요 낯선데 다가오는 저 빛은 열려있는 문 사이로 이제 손에 닿을 것 같아 그 기다림 끝에서 다시 한발더 가서 때 보이 신기로 날 눈앞에서 펼쳐진 스페선 넘어 뷰 넓은 세상을 막아서 저트 높은 벽 앞에 뒤 의미보다 앞서 맞서도 자신 있게 안녕 오늘 음악 조심 막방인데요 다들 분주하게 메이크업과 꽃단장을 하고 있어요 우리 멤버들이 지금 분주하게 진지하게 준비하고 이제 곧 있으면은 드라이 리허설을 하러 내려가고 있는데 또 그 전에 우리 저스트 바이트에서 커피 차를 보내주셨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앨리스 여러분들과 저희 멤버들도 커피를 먹으려고 준비 중입니다 마지막 주도 화이팅! 엘스도 화이팅! 벌써 3주차 마지막 주를 저희가 어, 보내고 있는데요 어제 뮤직뱅크 막방을 하고 오늘 이제 이어서 이렇게 음중 먹방을 하러 왔어요. 근데 또 감사하게도 네, 저스트바이트에서 이제 마지막까지 응원해주려고 커피차도 보내주시고 나가보니까 출석 체크하러 와주신 앨리스 여러분들 되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감사했고 또 샵에서 막 부랴부랴 와가지고 이제 리허설 준비를 하고 있는데 리허설이랑 다 이제 본방까지 멋진 모습 보여드릴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따 제일 먼저 리허설 잘하고 올게요 파이팅! 지금 이 순간 마법처럼 날 묶어왔던 사슬 이겨낸 말 저는 생각지도 못했는데 저희 팬분들이 제가 밑에서 못다한 말, 말, 말 여기서 이렇게 웨이브 하는 거 되게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생각지도 못한 포인트라서 되게 당황했어요 <laughs> 카메라 리허설 바로 갔다 와야 돼요 준비는 잘했습니다 네, 아까 전에는 안에 이너티를 입었는데 어, 지금은 이제 카메라 리허설이니까 이제 안에 아무것도 안 입고 이제 자켓만 입고요. 네, 이름표도 메고요 그리고 너무 많이 트이면안 되니까 좀 실로 좀 고정했어요. 이렇게. 오늘 안들려야될석 제말? 뚝뚝! 아, 괜찮아 나 근데 쌍둥이 묻어버린 것 같아. 아, 네, 음. 카메라 리허설을 하러 잘 준비 중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저희 앞에 광장인가요? 저희 저스트 바이트에서 저희 커피 차를 보내주셨어요. 저는 요즘에 그냥 자기 전에도 일어나서도 저스트 바이트와 함께하고 있거든요. 네, 앨리스도 소스트바이트 많이 사랑해줬으면 좋겠어요 네 지금 그렇게 말씀하실 순간 저희 생방송이 지금 시작이 됐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렇게 하면 또 이제 음악 중심 클리어 하겠죠 그러면 이제 내일밖에 안 남을 텐데 내일이 정말 음방 마지막이라니 네 맞아요 우리 앨리스 분들 제가 그렇게 줄 서면서 기다리고 있는데 저 커피 맛있게 드시면서 그리고 또 그 앨리스 다 못 들어오면 어떡하나 이런 생각도 했거든요 카메라 리허설 하면서 잠깐 이제 앨리스 빅기봉 봤는데 생각보다 많이 못 들어오셨더라고요 마음이 아팠습니다 주말이잖아요 오늘 빅톤 응원하러 와주시고 정말 감사하고요 저희 또 무대 정말 오늘 내일밖에 안 남았으니까 어, 끝까지 응원해주시고 음, 뭐 팬사인회도 있고 네, 뭐 여러가지 준비해야 될 게 많아가지고 네 오늘 파이팅! 몰랐을까 그때 왜 몰랐을까 아나 감면도 안돼 나 생방 때 안 부를 테니까 네가 불러 그래? 나 안 부를게 왜 그때 몰랐을까 네가 더 이음만 그 뒤에 거 대줘야지 바다 Late night, late night, late night Late night Get you Get you Get you 네 무대하고 오겠습니다 안녕 바로 떠나야 돼 화이팅 화이팅 화이팅 화이팅 와 워우 워우 워우 예쁜 나이 25살 예쁜 나이 예쁜 나아 클리어 클리어 음악 중심 끝 네. 네 여러분 이제 오늘 막주 음중이 이제 끝났어요 와 오늘 생방에도 참여해주신 앨리스 너무 감사드리고 이제 인기가요에서 이제 막방을 이제 진짜 막방을 하는데 마지막까지 같이 화이팅 했으면 좋겠고 좋은 추억 잘 마무리했으면 좋겠어요 내일 뵐까요? 그럼 내일 인기가요 현장으로 가시죠 여러분 안녕하세요 앨리스 아쉽게도 오늘 막방 인기가요까지 왔습니다 네 오늘 이제 그리운 밤의 정말 마지막 무대를 할 텐데 어, 참 진짜 많이 아쉬운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 멤버들도 다들 컨디션, 컨디션이 좋은 것 같아요 어제 일찍 퇴근해서 오늘 또 늦게 일어나가지고 그래서 오늘 마지막까지 힘차게 응원해줄 앨리스 너무 고맙고 우리 빅톤도 너무나 고생했고 오늘 인기가요 많이 많이 봐주세요 사랑해주고요 시작! 원래 고요 네 오늘은 이제 드디어 막방입니다 인기가요인데 오늘 인기가요 막방 지금 드라이 리허설 리어 드라이 리허설 하러 가요 갔다 오겠습니다 오늘 진짜 막방이에요 여러분 화이팅! 그 느낌 어떨지 궁금했 여기가 나가야 돼. 언니, 어? 선생님 오늘 이것만 입고 한다 운동하거든? 네 맞습니다 오늘 오늘 저희가 또 다른 엔딩으로 하트도 좀 해보려고 했는데 어, 다들 굉장히 기대를 많이 하는 부분이고요 한번 해봤는데 살짝 삐뚤어져서 저희 이제 카메라를 했을 때 다른 동작으로 또 연결을 해보려고 하는데 솔직히 걱정이 많이 되는데 본방송 때는 멋있게 나갔으면 좋겠다 귀엽고 예쁘게 아 맞아요 그것도 지금 준비하고 있는데 아, 잘 잡혔으면 좋겠다 잘 잡혔으면 좋겠고 표정은 진지하지만 내 사랑만큼은 진심을 담아서 아, 네 이게 뭐 승식이랑 얘기를 하다가 다크나트만 해도 좀 재미 좋긴 한데 더짜짜짜들하게더 많은 걸 보여드리고 싶어서 어, 크게 바뀌지 않는 선에서는 허용이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손만이라도 좀 바꿔서 했으면 어떨까 싶어서 의견을 제시해봤는데 일단 해보기로 했었는데 본방에서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요 한번 지켜봐 주세요 네 여러분들 오늘 이렇게 인기가요 막방을 하러 왔습니다 박수 칠 일인가요? 진짜 오랜만에 한 활동이었었는데 너무 빨리 지나간 것 같아서 아쉽지만 이번 활동에서 정말 열과 성의를 다했어요 뭐 지금까지 항상 그래왔었지만 이번엔 정말 뭐랄까 새로운 일도 많았었고 좋은 일도 많았었고 평가도 많이 잃었기 때문에 아직 갈 길은 멀지만 빨리 나와서 이 더, 더 좋은 모습들로 돌아오도록 해야죠 여러분들 하, 아, 진짜 이렇게 막방까지 달려준 우리 앨리스 너무너무 감사해요 아전 뿌듯합니다 굉장히 뿌듯하고 아쉬움도 조금 남지만 그래도 뿌듯합니다 저는 고마워요 네 우리 병찬씨 네. 네 요즘 막방을 맞이한 소감이 어떻게 되는지 아 막방 3주가 3주 <clears throat> 달렸잖아요 네. 3주 달렸는데 지금 제가 <laughs> 코감이 엉겅 개워가지고 약간 3주 동안 고생한 건 고생했잖아요 고생한 만큼 또 따라온 게 있잖아요 저희가 지금 네. 샤트인도 하고 일등도 아, 네. 하고 이렇게 많은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데 벌써 막방이라는 게 좀 아쉽기도 하지만 금방 또 형 말대로 나, 금방 나올 거잖아요 아 그럼요 금방 나올 거니까 여러분 조금만 기다려 주시면은 거의 바로 나올 테니까 걱정하지 말아주세요 여러분 아 여러분 3주간 정말 고생 많았고요 앞으로 더욱더

후회 없이 엔딩 포즈랑 저희 중간중간 하트들 잘 하고 오겠습니다 지켜봐 주세요 여러분 안녕 인가요 막방 끝 아, 앨리 막방이에요 그 시점 음. 막방 됐습니다 기 되나요 그래? 네? 그럼요 요번에 앨범이 너무 잘 됐잖아요 아 다시 그러면 자 하나 둘셋 어. 아~, 아가 아니지 왜냐면 우리 건강하게 모두 다치지 않고 활동 마무리했으니까 기뻐야지 야! 야! 네, 아, 저희 노스텔지아 미니 오지 그리움바 활동이 종료가 되었습니다 아 성황리에 아. 종료됐는데여 네. 이렇게 다치지 않았죠? 다들 건강하죠? 네, 네 다치지 네. 않았어요. 굳이 다쳤다면 감기 정도. 그렇지. 감기 정도 그렇죠. 네, 예. 3주간의 대, 장정이 이제 앨리스들과 함께 마무리 잘 됐는데 다들 어땠어요? 아, 우 굉장히 이번 3주가 뿌듯하면서도 잊지 못한 선물들 너무 많이 받아가지고 네. 저는 이번 컴백이 되게 의미가 깊은 것 같아요 정말 음, 우리 맞아요. 그렇죠. 멤버들은 그럴 것 같은데 1년 6개월 만에 컴백이라 다들 그렇죠? 음. 네, 맞아요 그렇죠. 맞아요 음. 그리고 또 오늘 되게 오늘 막방인데 오늘 현장 참여밖에 저희가 진행을 못했어요 그렇죠. 생방인데 근데 오늘 대기가 200분 정도 오셨다고 하시더라고요 아, 네. 그래서 저희에 대한 사랑 정말 감사드리고 정말 나중에 더 보답하는 빅톤 네. 되겠습니다 비 오는 아. 날씨에도 불구하고 맞아요. 항상 그쵸. 날씨가 춥고 비가 오고 그런 날씨에도 불구하고 정말 많은 분들께서 저희 뭐 산옥이나 생방송 참여나 많은 분들이 와주셔가지고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 네, 진짜, 진짜 오랜만에 한 컴백이라서 저희가 걱정을 많이 하고 저희도 열심히 준비를 했지만 자 우리 저희를 도와주시고 또 응원해주신 분들이 이번 활동을 다 만들어주신 것 같아서 아, 맞아요. 진짜 많은 새로운 경험도 많이 하고 되게 감사한 하루하루를 보내면서 3주 활동을 마친 것 같아서 감사하다는 말씀 한번 다시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아, 맞는 말 잘한다. 아 잘? 네 이렇게 3주를 달려왔는데 이 3주 정말 이번에는 또 새로운 경험이 되게 많았잖아요 아, 네, 맞아요. 맞아요. 새로운 경험도 많이 해보고 좋은 일도 많이 있었고 맞아요. 그렇죠. 이게 다 우리 앨리스 여러분들이 만들어주신 게 너무 커서 아, 진짜 너무 감사한 것 같아요 진짜 음. 이번 활동은 정말 감사하다는 게 제일 많은 활동이 되었던 네. 것 음. 같아요 음. 진짜 아 너무 좋습니다 네. 어, 앞으로 또 저희 빅톤 금방 또 좋은 모습으로 나오도록 해가지고 우리 멤버들 자 하나만 약속을 해야 돼요 어떤 네. 거요? 다치지 않고 네. 아프지 않기 아, 아 예. 주옥같은 멘트다 좀 네, 어려울 수 있겠네요 최고 최고야 최고야 네, 정말 어. 다치지 말고 아프지 어. 않는 활동할 수 있는 걸로 어. 자 우리 다 같이 약속 한번 합시다 하나 둘 셋 약속! 네 무슨 좋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앨리스 정말 이 저희의 네. 그리운 밤 활동 정말 함께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절대 잊지 못할 추억 만들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네. 그럼 지금까지 빅터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 네, 고마워요 금방 올게